어떻게 사람 먹지 이거 오늘은 킹크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가격은 17만 2천원인가? 근데 이게 택배로 받은 게 아니에요 택배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직접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받아서 왔습니다 음, 참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갑각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번 먹어보도록 Yeah.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먹도록 할게요. Now I'm gonna concentrate on my eating. jest. Oh.